떨린다고 말하면 떨리기 때문에 안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뉴스는 많이 낯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연락이 다때 뉴스 나가면 매일 나가면 과감하게 투자 같은 거 말고 는좀 성실하게 콘서트를 그 하고 싶네요. 그 뭔가 저희랑 만나서 제대로 축하를 주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부담되네요. 부담스러워요. 좋은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뉴스는 아직 좀 뭔가 좀 잭이라고 합니다 예. 잘 해야죠 별거 아니야 어, 별거 아니야 그냥 뉴스라고 긴장하고 왜 있겠습니까 그만 주세요 인터뷰 하는데 하겠습니다 좋은 네. 일로 와서 참 기분입니다 9시에서 15분이라니 오늘 이제 스케줄 하면서 아주 생큼생큼 봐야겠네요 아빠 엄마가 볼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비교가 생각나요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상 말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뉴스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고 네. 저희를 위해 특별히 15분 정도 편성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조금 더뭐 많은 분들이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가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입장할 때지미집 향해서 반갑게 손 흔들면서 들어와 달라. BTS 음악과 함께 등장한다라고 하셨고 네, 춤은 추면서 들어가죠. 아, 생중계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1위부터 1위 가수 방탄소년단입니다. 오케이? 가는? 뭐 형이 한다면. 어. 왜요? 자기가 빌보드 1위 가수죠. 안녕하세요. 빌보드 1위 가수 방탄소년단 멤버 진입니다. 어, 오케이. 하면 인정. 잠깐. 들어갑시다. 가자, 갑시다. 뭐 네? 아니, 들가야죠 뭐 Shining t h r o g h i t y t h a little funk i s i d e 그렇고 대박입니다. 어. 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 뉴스는 언제 와도 떨리네. 항상. 아, 맞아요. 아, 네. 아, 저번보다 난더 떨렸어. 저몸 아프막 관절 아프고 막. 어, 난 저보다 덜 떨리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네. 나 발성이 이렇게 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9시. 제는 이번에 네.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못 뵙게 됐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조금이나마 조금 그러게요. 같이 기부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네. 좋아요. 저희 뉴스사를 뉴스 아버지 어머님들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아버지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홉시 아. 뉴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하고 연락 좀. 아홉시 뉴스. 한칸 전달. 예. 어. 그럼 우리 아, 다른 퀴즈를 네. 한번 해볼까요? 저희 나가세요. 자, 갑니다. 드디어 좀 떨리네요. 저도. 어, 예. 어, 시들이 무지하게 크네. 어, 뮤직비디오 계속 볼 때는 이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잡아보지 않으세요? 장면 아이분의 강병준 대신 올림 정국 씨하고 지민 씨가 안 왔나? 네. 올림픽을 타버려가지고 올림픽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나오는데 뛰어야 돼. 직접적인 음악. BTS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와우. 와우. 진짜 금방 온다. 너무 금방 가가지고 깜 진짜 너무 느끼하게 잘 해줘가지고 아, 방송도 빛나고 주변에 진짜 연락 많이 왔어요.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다시 자. 스쿼버는 조은일 있으면 또 만나면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에 간다. 아, 네, 괜찮아요. 야, 아, 진짜 많이 했는데 굉장히 네.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편하게 안잘 해주셔가지고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이야기하다 없이 아, 너무 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좀긴장한고같는데 뭔가 라디오 들으면 항상 약간 차분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유쾌하셨어요 맞아 맞아 정말 감사하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네, 너무 재밌었니다 나중에 또 좋은 선택으로 뭔가 이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선생님 말대로 또 3주차 가는. 모르겠다. 주차 일단 두고 보자. 네, 네, 저희는 뭐 예전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감사하다는 말을 뭔가 표현시키는 자리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라이브 스토리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런 분 있으면은 여러분들다 할수 있는 케이스는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과 함께 잘하가겠습니다 짠!